인사드리겠습니다. MVT 안녕하세요 모티입니다. 여러분 내일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? 어떤 날이죠? 어떤 날이죠? 내일은 바로 민족 대명절 추석입니다. 네, 풍성한 수업철인 만큼 우리 여러분 좋은 기운을 가지고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몬트도 그리고 우리 민트도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더도 말고 활도말고늘 한가위 가으어요즐거도 한가위였습니다. 지금까지 MT 원대됐습니다 Thank you.